잡은 손을 놓고 잠시 흔들고 의미 없는 인사말 몇 번으로 본 이별은 음 이뤄지고 돌아오 있는 길을 홀로 걸으며 혼자가 된 자신을 감탄하며 분 조금은 음 웃었다고 만남이라는 사체를 헤어짐이라는 오만을 부린 우리 한 사람이 떠나갈 때 참 많은 게 떠나 다들 잘 지내 속에